어! 사냥당한다 와 오! 시외는 안됩니다 형님 시외는 안돼요 제 캐릭이 시외가 더 좋거든요 후회하실텐데 잠시 후 시외 제가 더 좋거든요 시외 제가 더 좋아요 <laughs> 고맙습니다.